오늘은 이걸 심어 볼게요. 와우, 완전 신기해요.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of be around 60. It's of people in the metro 날은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있잖아요. 레몬에서 씨 꺼내가지고 발화시켜서 흙에 옮겨 심는 과정, 그 과정을 해볼 건데요.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방에다 놨음에도 제가 지금 시작한 날짜가 잠깐만요. 음, 6월 28일 2020년 6월 28일 날 했으니까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. 근데 제가 일주 지났을 때 열어봤을 때 씨가 안 생겼었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3 개나 지금 씨가 나왔어요. 드디어. 어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심어 볼게요. wow, 완전 신기해요. 그리고 재활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음료수 먹은 걸 반을 잘라서 밑에는 이제 물받이로 사용할 거고 위에다 여기다 심어 볼 거라 이렇게 하나 마련했고요. 얘는 식용유통 해서 두 개를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심어 볼게요. 이 망을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얘가 양파망. 망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우려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흙 다 빠지지 않게끔 물만 셀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싹이 났거든요. 이 싹이 난 거를 제가 오늘 심어 볼 건데요. 네개가 싹이 났네요. <laughs> 성공률 100%인데요. 100%는 아, 아닌 거죠. 이걸 심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음, 저는 물건을 살 때 일단은 웹사이트를 먼저 찾아봐요. 찾아봤는데 Plant Barn이라는 데에 보니까 이렇게 음, 보시면 아시겠지만 seed raising mix라 그래서 씨앗에서 나오는 것들이 크는, 크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그런 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Plant Barn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. 일단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얘는 우유병으로 만든 삽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미리 일단 얘부터 심어보고 자, 음, 이렇게 해서 씨앗이 두 개 들어갈 거니까 구멍을 두 개를 뚫어줄게요.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. 여기도 사선으로 가야 되겠네. 여기는 네모니까 사선으로 해서 <laughs> 뿌리가 부러지면 안 되는데 조심해서 넣어볼게요. 작은 아이가 야무지게 자랐는데요. 음. 이렇게. 지금 위에서 물을 줬더니 밑으로 이런 식으로 흙은 빠지지 않고 물만 저렇게 배수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이 씨앗을 흙에다 옮겨 심은 지 이제 첫째 일일인 거죠.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내용 경과 과정 또 잘하는 모습 올려보도록 할게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구독 버튼 클릭은 무료입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